별 아니야? 어, 오늘은 안 만나나 했다. 왜 그래? 반장! 은실이가 죽었어. 화장터에서 유골함 왔는데 아가씨가 가져가실래요? 가져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. 이제부터 이 애기 이름은 은실이로 할 거야. 난 은실이 친구니까. 넌 네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지? 은실아 재밌어? 응 재밌어 은실이 참 착해 말도 잘 듣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되는 거지?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네가 보고 싶었던 게 이거야? 응, 선미야 은실이 옷 벗어 옷안 벗어! 범인도 애 아빠도 내가 찾을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었던 은실 자매에 이어 이런 큰 불행이 마을에 닥친 것은 아, 은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애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만히 둬? 아, 아, 안돼! 정신 좀 차려봐요! 너 미쳤어?